안녕하세요. 저는 빅스의 귀염둥이 웨인보컬 켄 뮤지컬 배우 켄 가수 켄이라고 합니다. 자 오늘은 먹방을 할 건데요. 여러분 기대되시죠? 제가 오늘 ASMR로 먹을 음식은 바로 마감 치킨입니다 하, 이제 먹는 소리 들으면 이제 다 바로 시키실 거예요 아마 자 오늘은 이 후라이드와 이 양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서 무와 그리고 소리 다른 거 알죠? 자, 우선 콜라를 한 모금. 이제부터 말은 별로 안 할게요. 손 닦는 소리. 손 닦는 소리예요. 이 반지를 반지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빅스 반지라서 안 뺍니다 누가 더 맛있어요? 몰라요 어... 그럼 둘 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콜라를 여기다가 고정 어, 이 소리 고정하는 소리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물을 한번 먹어볼까? 보니까 무도 맛있어 양념치킨 아 후라이드 치킨 정신 못 차리지 배고파가지고 손에 다 묻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짜장면이야 음 맛있어 음. 달게왜 이렇게 맛있을까?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와이파이야? 손가락? 음, 음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근데 어떤 부위인지 몰라 이름이 뭐지? 음. 아, 나 집에 처갓집 쿠폰 짱 많은데. 다음으로 먹을 치킨 부위. 이거 어디야? 이거 어딜까? 음. 아, 내가 누군을안 먹었네. 내가 이김 허허 저 친구 무서워 날개 먹고 싶은데 날개는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람핀데 먹을 거야 맛있어 보여 설마 또 내가 나를 또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나? 소금 한 번도 안 찍어 먹어봤었는데 달걀살 양념도 맛있는데 후라이드 되게 맛있다 음. 여기살 어, 맛있다. 뭐야? 해먹겠다 이거지? 아, 내가 줬다. 음 배고파 음 배고파 음, 음 배고파 배고파 맛있다 근데 진짜 배가 너무 고팠어 거의 다 먹었다 배고파 음이 살도 좋아 음다 먹었다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저같이 다 쏟는 거 아니야? 컵 빼는 소리 다음에는 어떤 먹방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봉 박